뽑는다고 는데 스탠글 오늘 드레스 코드가 있단 말이야 드레스 코드 뭔지 알아?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되지 무슨 드레스 코드야 엄마 초대장을 받았단 말이야 저도 물어 가서 물어볼래 실내건 머슬레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다 부질없는 짓인데 결국에는 모자를 뒤집어 썼어요 오빠 여친 사는 데잖아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오빠 여친 생일 파티 장소에 도착했어요 우리 1등 네,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아직 단시가안 됐는데요 아, 여기 힙터스 그때 춤췄던 데인데 바로 이곳에서 춤췄어요 우리가 띠로리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여기 앞에서 지켜본 거 알아? 그죠? 그런데도 계속했어 이거 오늘 다이너마이트 한 번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게 그러면 오빠? 저? 오. <laughs> 그 앞에 가봐 로봇대 닌 원래 둘이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인가? <laughs> 어,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왜 더 활동적으로 노는 거지? 없나? 디 유튜브? 물론 없나? 부다 <laughs> 없나? 저 언니야? 어, 저 언니가 나랑 친척이야. 근데 저 언니 혼자 있었지. 뒤에 친구도 다 알고 b 라파 리터 아빠 i t e 뭔가 든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맛있어요. 뭐 이 얼마라고? 3 0원3 0원까먹어 전에 뭐 시켰어? 치킨 버 자꾸 버거 시키지 말고. 여기 레코만타 씨가 치킨 거 아니 좀 큰 메뉴 시켜도 돼요. 나 피자 하나 시켜도 돼? 그러니까. 어? 시켜 언니 제발. 언니 마가리타 내가 시켰어. 어 그럼 됐어. 아니 제발 땀 피자도 시키 스파게티도 있어 너무 비싸 아니 괜찮다고 친구들 때문에 눈물 나갔어 아름답다 아 진짜 괜찮아 저기 앉혀서 먹 니네 배고프면 얘기해 내가 박 쏟아다 줄게 <laughs> 크리스가 나 되게 진지하게 트랜스머 와서 춤추라고 네, 그랬어. 네, 얘기했어요. 춤추라고 내가 아유 이랬더니 아 누나 응. 아깝잖아. 진, 진심이 너? 참금했어. 참금. 대회에 나가라는 거였어요? 어. 아, 그 대회에? 어머. 아, 다 케이팝으로 나오거든. 장려상 주겠다, 니말 앞에. <laughs> 아니 티가 났다 만 원씩 어 장여사 이모들이 그냥 수고하셨다고 왜 마녀는 잘 추잖아 지금 전 아니에요. 우리 둘이 잘. 오빠 그거 알아? 몰라 지 나는 모르지 주영이랑 나랑 수영꾼은 안무를 먼저 땄어 우리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우리가 해서 나눠서 어, 안그 허수아비 춥니다 가오리 가오리. 춤이다 어. 어. 쩔어 지금. 우리 가오리 춤 할 때 눈빛 장난 아니 가오리야 대박 가오리 솔직히 인정했지 진짜 가오리야 진짜 가오리 뭐 무슨 춤? 이야 가오리 춤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 이거 어 박자도 얼마나 딱딱 맞는데 칼군무야 칼군무 가오리야 야 야 우리 여기 갑을 했다 갑을 했다 아 근데 아니, 갑을 되나? 이나라도? 아마도 갑을 되나? 아마 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있잖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나만 커플 없다고 나만 혼자야 다이안가? 잠깐만 갑을 아, 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갑을 했어 너 너 빈장 뭐야 빈장 뭐야? 어 오빠 빈장 다이안가? 야 꼬스 야, 야 비트코인 팔았어 쟤 비트코인 비트코인 뭐야 언니 예뻐 울어야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여기서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광해 달 많아요. 거의 돼지거예요. 아. 아. 우리 남편이 서프라이즈를 했어요. 예나 음. 구독자를 위해서 빨리 우, 울어. 아이, 빨리 울려고 감동 먹어야지. 근데 아직 살아나네. <laughs> 한창 때지. 와 예쁘다. 금이야. 금 박혀 있어. 이, 이건 진주 아닌가요? 아, 네. you. Oh,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왜 울어? 야. 여기 축하해. 네. 하나, 짠. 어, 누가? 녹지. 페이퍼 그 있잖아. 아니야. 응? 어? 아닌데? 야, 뭐 하나. <laughs> 뭐 하나. 나 팔게. 그래. <laughs> 코로나니까. 자리 받아봐 네.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아유 아 일할 수있으면 감사합시다 맞아요 신바람 갔을 때 아니 영... 유 얘기하는 거 그래 신바람 아, 아. 아까 밝았죠? 가라고 불을 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두컴컴한 데서 급 종료합니다. 안녕 뭐? 여러분. 안녕. 바이이 어머. <laughs> 어머. 어 센스 제니. One more time. Happy birthday. 바이바이. 바이바이.